네. 영재 코피도 네, 네. 났어요. 네, 어, 어, 네. 잘 가, 영 네, 안녕히 세요 영재 여기 앞에. 가자, 가자. 들어가, 들어가. 우와, 비 엄청 온다.